자,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 궁작자 궁작자 따라리라라리 죄송합니다 형님 전쟁에서 우린 다시 태어난다 어? 이발전! 아침 몰락의 그자가 그리오리 우리가 극복한 시련 그게 우릴 만든 고요한 종말에 불처럼 단단하게. First blood. touches